아 응. 너무 많이 먹었다 파좀 먹어라 그거 파가 아닌 것 같은데? 어 파는 아닌 것 같은데? 빈대떡밥 빈대떡 파를 전으로 만들었으니까 파전이야 이거 파야? 감사합니다 국주 같은데? 파 아니야? 의심스러운데? 역시 금 그 이래가 금수전 안 된다니까 파전을 먹은 적이 없어 많이 먹었을 거야 왜 빼고가 왜 금수저야? 금수저야 잘 살아요. 거짓말 치고 있어. 뭘잘 살아. 솔직히 마포구에 사 마포구에 살면 잘 사는 거 아닌가? 아 집이 마포구야? 아이 근처야? 아니 마, 강서구에. 한강이 보인다고 들었는데? 한강 뭐야? 집에서 한강, 한강 보이긴 해. 영창동? 가양동? 가양동. 가양동. 어딘 가양동 금수저. 왜냐면 내가 거기에 다 집을 알아보려고 내가 전셋집들 다 알아봤거든 가양동에. 혹시 원미동 뭐 아세요? 원미동 <laughs> 뭐 사는데? 아, 잘 모르겠다. 혹시 정말 유명한 운동은 몰라도 홍천은 아시죠? 홍천은 알죠. 무슨 왜? 아, 야, 너 무슨 동이야? 그러면 강동구 혹시 아세요? 강동구? 뭔? 아니 동으로 말해야지. 동, 으로 말하면 안 홍천 옥이지 홍천. 성내동이요. 부천. 아 성내는 알지. 부천 아시죠? 아 부천 알지. 어, 홍천 동이에요. 아 부천 경미구? 네. 네. 홍천 그냥 홍천이라고 하잖아. 홍천이라고 하면 안 해. 홍천이 무슨 도인지는 아시죠? 홍천이 무슨 도이냐고. 도도 도. 알지 알지. 강원도. 부천도 알지. 봉천 가지 봉천은 아 솔직히 봉 래프팅으로 많이 써놨지. 아, 맞아, 아, 맞아. 음. 홍천에서 어, 아 만약에 부천에 부천이랑 홍천에서 골라서 할수 있으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? 나? 예. 부천에서. 당연히 부천이지. 아니 왜냐면 수도권인데. 아니 왜냐면 내가 일하는 곳이 여긴데. 그쵸. 홍천으로 가면 왕복 6 시간 걸려. 홍천에서 여기까지 가죠. 홍천 너무 멀어 근데. 그냥 집에 갈래. <laughs> 집에 못 가요. <laughs>